Christmas. Me follow Merry, Merry Christmas. Just to separate. てつむつ君ねるねすりみかつすぱみねこひらまはばびぜんばむぐるるこにぱまど Sepa mine con hilang mado Pegelang Christmas. Ni falou Merry, Merry Christmas. ver. Man! 티 니마과 니프사드 슬리가 증은 니과 샤도 디즌바 스니하 예수 흘러가 마바 와두자 하벼 못야 예수 흘러가 마자구 family nada Luis Sepo Señor Bobo Du Jamama Sepa Jesu Chosa Jesu Yama Jesu Imanumi Wami Yamo Kitsu Diva Sepa Jesu Riches Sepa Jesu 那些滋味，也必须能够抹掉。 니마과 니프사르 슬리가지노 니과샤로 니즈마 스니하 이소힐라 까마하바 와두자 하뷰모야 예수힐라 까마자구

四季怪，自拍一次，任性的跑，磨皮自愈，越变越能都不降落，四季。 一把撕开一丝，任其自跑，忘记自愈。雨被许愿，冬木凋落，雨被烧掉，自爆。